서울에 취직했는데 집을 구할 수 없네 나는 마치 집 없는 민달팽이 나에게 맞는지 어디 있을까요 야! 취직해 뭐하냐? 야 서울에 취직하면 뭐하냐? 집도 못 구하는데 너 청신호도 모르니? 청신호? 정신호 예, 예. 공간 삼성한 세탁방 카페 파티룸 정신호 함께요 청년도 무모도 함께 함께 희망의 미래를 같이 시작해요